안녕하세요. 어린이집 안전공제 채널에서 안전교육 관련 손유일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슬쌤입니다. 오늘도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간단하고 재미있는 손유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.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동요 곰세마리를 개사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. 시범 보여드릴게요. 오늘의 미세먼지는 빨간불 노란불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 꼭꼭 착용해요 물도 자주 마시고 꿀꺽꿀꺽 과일 야채 골고루 아삭아삭 나가지 않아요 집에 있어요 이렇게 손님이 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시범 보여드릴 테니 이번에는 선생님들도 따라해보세요 하나, 둘, 셋, 넷. 오늘의 미세먼지는 빨간불, 노란불.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 꼭꼭 착용해요. 물도 자주 마시고 꿀꺽꿀꺽 과일 야채 골고루 아삭아삭 나가지 않아요. 집에 있어요.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제로 해서 동요 곰세마리를 개사한 손유이 소개해드렸는데요. 익숙한 동요와 손유이를 애용해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사항에 대해 전달해 주신다면 아이들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